Mankind knew that they could. Duel 1. Let's rock! 1 보고 있나? Positive bonus. 보인다! 으드라크! 그래! 오케이! 오케이! 스펀드 파워!

っちそっちほいだだ 그 아니야. 일 보고 있나? 지금이야! 지 라크! 핫! 웨이클라! 것 아니야. 일 보고 있나? 지금이야. 싫다. 슬랩. 야. Dual 2. Let's rock. 서클. 저기 아니. 선택파. 일본. 머리였어. 일보고있나슬랩

저게 아니야. 저게 아니야. 악수션. 좀 떨어지. 일본 보이다 가레이클

아깝겠군. 완패가 아니었다면 반은 이겼을 텐데. n a g o r w i n 저기 야 일보고 악수로 저 일보고 악수로 가보여 슬램 두오 투 렛츠 락 일보고 있나 저기야 설사 기지 신 미안하다 에베라 생각 마라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져라 n a g o r i Duel 1. Let's rock! Here 일보고 일보고 여드름 나. 조교함이 스탄딩 판단! 일부라! 레이클럽! 설소구나! 저기 아니야! 샌드! 없다! 네가 부족해! 지단이! 슬랩! 워 2! Let's rock!

잘해다 지금이야 실례 실력을 보여드리죠 후게 스탄디파 실력뿐 설마 내가 아니었다면 반은 이겼을 텐데. 나고리유기 win. Duel 1. Let's rock. 너다 레이크라 박수야. 길 보고 있나? 히야! Oh, 쪽에 선방의 기호를 라이브로 라이클링 로다 너의 클 실력을 보여줘 일부러 잡았다 너다! 샷! 삼진파! 실례! 실력을 보여드리죠! 난 이걸 쓰게 되다니! 너의 클럽! 삼진파! 지금이야! 스파렌지! 좋아! 우드라크! 샷! 스파렌지! 일 보고 있나? 일보라! 너의 클럽! 너다! 너다!

크라! 로드라이크! 페이퍼 스러스트! 으아! 무가! 스파렌치! 페이크라! 된다! 된다! 업! 업! 쩔수 없지! 으아! 성기사단 오히려! 일곱! 딱! 예! 예! 준비하니 물러라 네, 언제든 다시 상대해드리죠 카이 wins 이번엔 제가 이겼군요. Kai w 일 보고 있나? 스탄딩파! 노예라! 브레이크라! 아! 여기! 그래! 브레이크라! 아레나! 이른다! 저기아니지금실력자인데스파네치 take it! let Let's rock.

wins. 일보고 있나? 일보고 있나? 지금이야. 일보고 아래다 어쩔 수 없지 일보고 있나? 일견하구나 Slap. Duel 2. Let's rock. 과연 일보고 있는데 쪽이 아니야 쪽이 아니야 오이 한지 警棒声にあれだだくれそれジョギアニアスラッ Three. Let's rock. Yes. That. That. That. Mamu.

one. Let's rock. Yes! 보인다! 파스! 로드라크! 저기 아니야. 일보고 있다. 그래. 일보고 있나? 페이퍼 트러스트! 어쩔 수 없지! 미안하구나. 저기 아니야. 샷! Джугиания! Читание! Slap! Duel 2! Let's rock! Okay! フードラックどうだフードラックそれくらさだ来いそれくらラック死ね一発バーストダメ Duel 3 Let's rock! Challenge! クラス！

Jordania! Black! Yoda! Yoda! Aikuna! Yatte! Kawaya! Hatta! Ishida! Oki! Udrak! Yatte! Kishi! Shit! Yanata! 천은 얕아 일어서지 마라 Now Goryuki wins Duel 1 길 보고 있나? 에이퍼 스매스! 에이스라! 이걸 쓰게 되다니! 그래! 에이스라! 스타디파! 아레나! 어렵구나! 일 보고! 간다! 저게 아니야 일보고 있나 일보고 있나 일부야 저기 아니야 실력을 보여드리죠 저기 아니야 삼방의 몸을 아 내가 부족해! 음, 아, 그래! 시해보라! 음, 아, 뭐야? 일 보고 있나? 선했지! 선지파! 예! 이거다! 레클라! 예! 뭐야? 2, 3

만하다 상처는 얕아 일어서지 마라 n a g o r i 아니야. 안설 일보고 있나? 준비하 화냈지. 과연 크리크라. 실례! 이걸 쓰게 되다니! 아! 아! 화냈지! 리보라! 드라크! 액션! 일보고 일보야! 스탄디파! 된다! 머리 없든! 스탄디파! 간다! 일부라! 보인다! 데이터 트러스트! Duel 2. Let's rock! 으악! 그냥! 화냈지! 레이크라! 저기야 일 보고 있나 저기 쏠 저기 바울이야 상기파 된다 어렌지 보인다 좋다 일 보고 있나 좀 떨어 스와야 두어 3 Here! 길 보고 있나? 누냐? 저기야 어? 대단하구나. 이번엔 제가 이겼군요. Kai w 일 보고 있나? 실례! 실력을 보여드죠 이걸 쓰게 되다니! 선했지! 일복 일복 브레이 실력을 보여드죠 노예라! 선리파! 과연 우리가 부족해! 막을 내리지 Duel 2 Let's rock! 아, 스타렌지! 저기 앞에! 그래! 뿌려! 일 보고 있나? 일 뿌려! 이사! 뿌려! 첫! 뿌 패라 생각 말아. 최선을 다했다는 길 보고 있나? 데이터 크러스트! 스터렌지! 길 어? 음! 보고 길 어? 보고 있나? 그쪽 아니야 가고요! 어? 리브라! 웨이클라! 스탄디파! 뭐야? 설! 안! 거기! 졌다! 그랬다! 이번이 저기야! 일보고 있다! 미안하군! 일다! 일부야! 여기! 선했지! 대단하구나! 올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해. Kai wins. Duel 1. Let's rock! ばすからだイルボゴインだアネチ 일 보고 있나? 쭉일 보고 튀. 하나. 어여. 음. 지단님. 슬 Let's r 나

Slash! ぞギャリアスタンディシビちょンー w o Duel 2. Let's rock! 일반 솔! 슛! 슛! 일부야! 카운터! 너다! 레이클라! 후드라이크! 아니! 일부라! 후드라이크! 데이터 스러스트! 방금 슛! 일보고 뛰어! 이어라!

그쪽이 아니야. 일 보고 있나? 선진파! 실력을 보리죠 대단하구나! 언제든 다시 상대해드리죠. 가이. の闇はヤンパンだ命を許さないおいおりゃおりゃ15個いんなんかこやてあっそれよいくら Duel 3 Let's rock! Get! Udrak! それここだ Solma! Rzuć jak ojon! Ej, klas! 저게아니야저기우리보고있나뭐냐에이퍼스플래시슬라나다